아니 미운 건 미운 거예요. 소지심 미워하는 마음 우리 양심의 작용입니다. 꼭 내가 피해를 안 입어도 남이 피,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 보면 미워요. 그거는 양심이에요. 거기다 더 우리가 뭘 보태지만 않으면 그 감정은 순수한 감정이고 거기에 에고적인 미움이 또 붙어도 에고적으로 미울 수 있죠. 어우 자꾸 왜 저렇게 가족한테 하나. 양심의 미움에 덧붙여서 에고의 미움까지도 괜찮아요. 여기까지. 그 감정 드는 걸 막을 순 없잖아요.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 하고 추한 걸 보고 추하다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아요? 다만 그 거기까지는 순수합니다.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더 굴러서 이제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면 양심에 어긋난 생각까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, 질투, 미움, 뭐 사랑, 집착, 분노, 뭐 사랑하면 집착하잖아요. 어, 또 뭐가 좌절되면 분노하고 이런 건 다 순수한 감정이에요. 에고의 그런 순수한 감정들은 존중하세요.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될 거지 그거는 탄압할 대상이 아닙니다. 이해되시죠? 아니 무서운 걸 보여주고 무서워한다고 뭐라고 하는 건 웃기잖아요. 호름을 보여주고 무서움이 느껴지면 에고 야 에고 왜, 왜 이래 예. 왜 무서워하는 거야 말이 되나요 보여줄 줄 말든가 에고가 그러겠죠 다 지가 한 일이지만 보여주고 자꾸 그런 것만 보여주고 견물생심 보여주고 왜 마음 생겼다고 뭐라고 하지 이런 거 그건 다 순수한 거예요 감정을요 이제 조작합니다 우리는 그 좋다 싫다 느끼, 느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느낌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해서 경영이 문제예요 경영이 경영을 잘못해버리면 비양심으로 경영해버리면 그 감정들이 이제 악을 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희노애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순 없다 수용해야 된다 양심에 맞게 경영해보자 너무 과하지 않게 어, 절제해가면서 경영해보자 여그 느낌이죠.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나는 거랑 싸우지 마십시오. 근데 미움에 빠져들어가지고요. 다른 좋은 것들 다 생각 못하고 밉다는 거에 빠져가지고 더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더 파괴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에 빠져 계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희노애랑 느끼라고 아버지가 우주 아버지가 주신 건데 희노애랑 느꼈다고 자책하면 안 돼요. 막을 수 없는 감정에다 뭐라고 하지 맙시다.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 인생 편해지세요. 시트콤처럼 즐기세요. 시트콤이 희노애락이 없나요? 요동하는 희노애락, 끝없는 난관, 막 그거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죠. 더 초연한 시각, 유머를 잃지 않는 시각. 지난번에 그 유머가 선정과 통한다는 마틴 셀리그만 고양반이 <laughs> 그 연구한 거에 유머를 영성 초월 쪽에다 갖다 놨죠. 그냥 드라마가 우리 삶이라면 시트콤은요. 좀 뭔가 선정에 들어서 바라보는 선정에 들어서 경영하는 삶 아닐까요? 시트콤이? 시트콤 한 벌써 여러분 살짝 기분 좋지 않으세요? 재밌겠네 하고 인생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건 초연한 시각이죠.